후식 없나 후식? 내일 애들이 먹고 싶어 할 때 없어서 울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먹어야 되겠다 음, 하나만 더 먹자 너무 맛있네 큰 걸로 수박에 초장을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? 말도 안 돼 해봐야지 어? 아닌데? 그냥 고추장인데? 고추장에 식초 섞으면 초장 아니야? 사과 식초로도 해도 되나? 설탕 없으니까 올리고당 아 이거 괜히 고추장만 버리는 거 아니야 맛없기만 해봐라 일단 식초 뭐야 식초래 초장이 완성됐는지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식초장이요 막비인데 아니 이게 초장이 맛있게 나와야 아니 내가 완벽한 초장을 만들어서 찍어 먹었는데 맛없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옆에 설탕 아니냐고요? 어디? 아! 얘는 아, 요 정도면 괜찮은 초장이 됐다 계신가요 그분? 나간 거 아니지? 뭐지? 아 짜증나 맛있다고 이게? 잠깐만 내 혀가 아까 호떡 먹고 마비가 된다? 회먹는 거 같아요 물고기 맛이 나 응 잠깐만 나 왜 이렇게 듬뿍 찍어 먹지? 음, 약간 물회 먹는 느낌도 나고 물회 먹는 느낌인 것 같아요 물회 비주얼 참치 같네 그죠? 이건 참치다 음 괜찮네 감사합니다 이거 추천해주신 분 참치에 같죠 진짜 비주얼이 괜찮다